자, 이제 파리를 시작해 볼까요? 2019년 8월 10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잠깐만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 거구나 그렇지 그럼 가주지 바로 수신한 점이야.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방폭이 심하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갔다 볼게요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방폭이 될 것 같으니까 누군가 계세요? 소리 들은 사람 나한테서 가까운 데서 지금 소리를 계속 냈거든 틀림없이 저 건물 내가 2층으로 가면 틀림없이 따라올 거야 저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은 망자를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? 자, 이제 파티를 시작해 볼까요? 이제 파티를 시작해 볼까요? 자, 지금 그쪽 보니까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죠? 얘기 한번 해봅시다. 여러분들 제가 조금 스무스하 가겠습니다. 어, 기운 자체가 숨기고 있는 기운도 아니에요. 제 현장에 있는 이코리는 확실히 느낍니다. 기운 자체가 그래요 그냥. 약해요 라컨의 기운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. 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덴베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갖추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알겠습니까? 얘기 안 하시면은 제가 이대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때는 저도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말했습니다 댐배 넣고 갈 테니까 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? 다시 한 번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? 다시 한 번만.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. 교통사고? 생전에 혀가 조금 짧지 않았나 갈통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좀 어눌해요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셨어요? 운전면허 운전면허 딴지 3개월? 매너 딴지가 3개월? 운전미숙 운전면허 딴지 3개월? 말씀하기 불편하시면은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.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. 자, 말씀하고 싶을 때 말씀하세요. 혹시 동승자가 있어요? 혼자 제가 괜히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나요? 마스바이가 아 말씀하기가 좀 그러신가요? 아 말씀하지 마십시오. 아 괜히 제가 그 생전의 아픔을 제가 다시 되뇌게 했나요?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안 되겠어.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굉장히 이 망자의 생전의 아픔을 내가 좀 다시 끄집어낸 것 같아요. 음. 잠깐만 보편 판 걸자고 고민해 또 자세한 내막까지 들어보면은 또 뭔가 자세한 내막을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